이상한 있어요? 위에요? 위에가 더 따뜻해? 가자, 미안아나 딴데 가보자. 여기로 올라가자. 여기 위에 가자고? 지현아 내 아빠 봐봐 여보 뭐해? <laughs> 봐봐 아빠 봐봐 내려와 여보 대니 대 Nope. 알지? 거기 위로 올라가지 말고 아가 아빠 있는 데로 다시 가봐 아, 아, 아빠, 고기 먹으러 왔어요 지안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<laughs> 인사해 지안아 어? <laughs> 어. 애기한테 다 튀긴다 야, <laughs> 네,

2m 아이고 여기 너무 차가운데? 자 안에 들어가 볼까? 응? 응? 오, 아빠 그렇게 안 추웠나?